건 TV 카논 바스 시부타치와 MCNDS 네 MCND와 함께하는 카논 박스 벌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두 번째 희진아 지금 뭐 보는 거야?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댈 좋아했다고 말하기가 내겐 참 어려웠던 거죠 어, 갑자기 어. <laughs> 갑자기 왜 노래를 불러요 데 바로 얼마 전에 7월 7석 견우와 진영아 만나는 러브데이였잖아요 어. 제가 견우가 되어 시청자 여러분들을 향해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드린 거예요 아. 그렇게 혼자만 준비하기 있기 <laughs> 없기? 없기 아, 진짜 아, 사, 사랑의 눈빛이요. 그래요, 뭐 이렇게 된 거 한번 해봅시다. 리 시작! 1, 2, 3, 4 4초밖에 안 했어요. 네, 아직 4초밖에 안 했어요. 4.5 4.6 4.7 4.8 4.9 4.9.5 좀 화난 것 같은데 살짝 오 아, 어저께 기네 네, 기네 이게 생각보다 네, 기네요 네 기대하세요 아, 거의 네. 7초 한 것 같아 무지 길다 아. 준비 시작 0.1 어, 알았어 아, 하세하세 준비. 아이고. 오, 네. 아, 오, 오. 아직 안 했어 나. 지금 시간상 5초가 훨씬 지났어요. 아, 이게 은근 빠르네. 아까 다르게. 아, 아직 할 거 있어요. 어. 괜찮아요. 아쉬우면 보여주세요 한번. 똑같잖아요. 뭐가 뭐야? 아, 이제 그 도움 닫기 도움 닫기. 아 시동이에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보여주세요. 나 네, 그치 이거 근데 이거 이거 하나 남았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인근 보여주세요. 자. 일, 이, 삼, 사, 오. 이거 사랑 있는 분싸움 한거 아니죠? 눈 감기 아니죠 이거? 아무튼 약간 눈 감은 거 같은데 안웃어요 살짝 눈이 매웠죠? 네 요즘 <laughs> 건 그렇죠 준비 시작 1 2 3 4 5 예. 잘하네. 네. 민재군 준비됐나요? 적은가요? 아, 이건. 네. 가볼게요. 준비, 시작. 1, 2, 4, 3, 4, 4, 5, 예. 이거 맞죠? 이렇게 하는 아, 네. 거 맞죠? 맞죠? 저희, 저희 괜찮게 한 거 맞죠, 이거? 네, 네, 맞을 거예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사랑의 눈빛이 오고 갔잖아요. 네. 네. 사랑의 눈빛이 오고 가는 7월 실석을 맞이한 오늘의 카논 박스 그만큼 특별한 마이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어떤 거죠? 무엇인가요? 뭘까요? 바로 견아 직녀가 만나는 러브데이 특집! 듣기만 해도 사랑이 샘솟는 케이팝입니다. 우 와우. 그럼 다들 사랑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네. 되셨다면 이슈니 민들이 마셔! 타이틀곡 원은요 워너비 위다우츠를 잇는 자아찾기 3부작의 마지막 곡으로 몽환적인 사운드와 감각적인 가사가 인상 깊으니까요 어, 가사와 곡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바로 저와 태그군의 어, 파티인데요 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작 어, 네. 저희가 이번 어,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근무신과 굉장히 많은 어, 사전 촬영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역대급으로 좀 고퀄리티의 뮤비를 찍기 위해서 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 뮤직비디오의 또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 평생 낄 어, 그런 키로수를 다 뛰는 느낌이 좀 들지 않았나 어, 어, 많이 뛰었거든요. 자 그럼 저희가 한번 네. 눈치 게임을 아. 한번 이 자리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치! 2, 3, 4, 5, 6, 7, 8, 7. 다이쇼하고 다이쇼와 구짬캠포 짬캠포 짬캠포 짬캠포 오케이 오 준비 시작 어 일본 고로도 니스노 미나상 아 니혼 고로도 미 니혼 고로도 니스노 미나상 유언로 고르도니스 미나상 반갑습니다. 네, 보리찰 직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그 팀에서 그 보컬을 맡고 있죠. 그리고 저희 골든차일드의 이제 그 재밌는 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뭐 개그와 분위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저희 골든차일드의 또한 명 한명 어, 한 정말 예쁘지만 제 눈이 정말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땡! 눈 한번 봐주세요. 아, 저희가 이제 정말 오랜만에 컴백을 하게 됐는데 3부작 마지막으로 찾아왔으니까 재밌게 그리고 멋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온노 화노 미나사 오이사시부리데스 하야코 니온노 화노 미나사니 아이니 쿠타미 깜바리마스 노이데스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본 골든이스 여러분 저희 골든차일드 이번 어, 정말 열심히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 골디스 여러분들 저희가 이번 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사랑합니다. 어, 일본 골드에스 여러분들 저희 어, 원으로 컴백했고요 원뿐만 아니라 수록곡도 너무너무 멋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일본 골드니스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원으로 컴백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일본 팬 여러분 어, 저희가 이제 어, 원이라는 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뛰어놀라고 컴백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응원 열심히 해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만 바라겠습니다 日本のコロナです皆さん応援してください 일본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무대이스 여러분들 어, 이번 원 어, 그리고 이번 앨범에 좀 많은 힘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또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앨범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이번 앨범도 정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조 골든스타로 되다 바이바이. 뮤직 온 TV 카노 <laughs> 전혀 예상 못했던 사랑이 가득했던 이번 주 카논박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네. 끝내기 직전에 꼭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있죠.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카논, 카논, 양자, 틀기.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혼자만 하기 있기 없기. 없기. 쌤의 카논, 양자, 틀기. 네, 카운 양자택일 다들 어떤 건지 아시죠? 매주 네, 오늘의 멤버를 뽑아서 다섯 가지의 양자택일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멤버는 빠르게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지난주는 우리 이제 윈 씨가 네. 첫 문제부터 이제 멘탈이 나갈 뻔했잖아요. 예. <laughs> 나갔죠. 그냥 이제 텅텅 터졌어요. 돈이었죠 돈? 아네뭐 네. 네. 사람과 돈. 돈이죠. 음. 네. 돈.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저희가 가족이 아니고. 그러면은, 네. 네, 그러면은 오늘의 양자택일 뽑아볼까요? 네. 네. 제가 뽑아볼게요. 제가 걸릴게요. 네. 제가 걸릴 죄송해요. 어, 아프겠다. 네, 그럼 뽑아보겠습니다. 이 친구로 할게요. 초록색 과연? 저 흑세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비형 걸릴 것 같다 답 누울 것 같아요 다비형 휘준이 최재형? 비형이었습니다 아 어, 역시 현재야 음... 맞췄어 에이 이건 쉽다 무슨 질문이지? 저번 주에는 이제 윙군이 멘탈이 털렸다면 이번에는 비형이 살이 차야죠 아 한번 시작해 준비됐어요? 잘해 준비됐어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캐스제이 윈. 으! 캐스제이 윈. 으! 윈. 으! 윈. 아, 애교, 애교, 애교. 어, 애교. 애교. 애교. 아, 네. 살짝 느렸어요. 네. 네. 아, 살짝 느렸어요. 아. 아니야? 네. 그럼 윈이야? 네? 애교야, 윈이야. 캐스제이 윈에서 윈을 고르셨어요. 애교지? 윈을 하면 넘어가실 수 있고 넘어가면은 나 진짜 상처받아 아니면 벌칙을 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상처받아 이거 진짜 나, 나 가슴 아파 애교 하실래요? 애교 해야지 이거는 아, <laughs> 좋아 보여주세요 네 간결하게 5, 6 five, six, seven, eight. 나라고 해, 나라고 해, 거라고 해. 우리들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비기야, 비기야. 오늘부터야 말고 비기해. 오늘부터야 말고 비기해. 애교송보다는 약간 퍼포먼스 약간 애교의 의미는 여기서 랩 연습을 하면 안 되고요. 네. 기요미 속으로? 와 이거를 봤을 때 진짜 내 심장이 녹아내릴 것 같다. 상큼하다. 그래, 윈을 선택해서 이건 봤으면 봐줄 수 있다. 약간 이런 그, 되게 기풍이 강하시다. 댓글 길어요. 순간적으로 마지막 글자가 들린 게 알겠어, 알겠어. 아, 그럼 제가 아니에요? 네? 제가 아닌가 봐요. 빨리 해주세요. 일단 하세요. 제 멘탈 털리신 게 알아요. 라고 해도 내 거라고 해도 믿을만 무슨 무슨 니가 오늘부터 야 말고 비비해 이렇게 아, 이렇게 자 그래서 아 이거 그래서 캐스제이 윈 다시 아 이거 네. 어? 캐스제이 윈 하나 둘셋 네. 내일 마음의 준비 좀 하고 할게요 알았어 알았어요 네. 네. 아니 마음의 준비 필요하니까 어차피 눈 중에 한 명 골라야 되는데 아니, 둘 중에 눈 감아가지고 아, 오케이. 꼭 찍는 사람 어때요? 눈, 눈, 감, 눈 감고 눈 감고 방송으로 확인하기? 네. 눈 감고 눈 감고 아 이거 확인이 안 되잖아요 안 찍은 사람은 <laughs> 눈 감으세요 자, 눈 감아주시고요 네, 나머지 감아... 분들도 감아주세요 알겠어요 여기 이제 탄기 엄마 네 감았어요 아, 고개 돌려주세요 <laughs> 되게 궁금, 되게 아, 궁금해. 아, 궁금해. 고기 저쪽으로 돌리세요. 캐스팅. 닭가살 배척해다 안 고를라 그러지 너. 아니요. 너한 명만 고른 척하면서 두 명 다 터치하면 안 된다. 네. 캐스제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 거. 셔츠, 티셔츠. 하나, 둘, 셋. 티셔츠. 오케이. 노래방 볼링. 볼링. 돼지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파인애플 피자 좋아, 싫어? 싫어. 예, 여기까지. 이제 조사를 시작해봅시다. 근데 맨날 티셔츠를 네. 입긴 해요. 네. <laughs> 맨날 이거는 반박했어. 나는 불가이네. 의상 빼고 얘가 셔츠를 입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야. 네, 진짜. 어. 근데 그만큼 티셔츠가 편하잖아요. 네, 맞아요. 보기 드물죠. 연습복으로 되게 좋아요. 다음 노래방 볼링이었거든요. 아. 볼링 잘해요? 네, 완전 튀어나죠. 동아리가 네. 볼링부잖아요. 네, 옛날 진짜요. 네. 중학교 네. 때 동아리 볼링 동아리였어요. 그 저번엔 못한다며. 네? 저번엔 못한다며. 잘할수록 살짝 이렇게 뒤로 빠져주는 아. 살짝 그런 게 있어요. 뭐좀안 해요. 네. 네. 다음 골랐어요. 돼지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골랐죠. 왜 소고기 소고기 근데 왜 캐치 형한테 소고기 사달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 와, 진짜 난왜 소고기 사줬어? 아 그때 빅 형이 어. 옥수수 많이 안 먹더라고 아. 아. 내 돈. 내가 굽고 내가 거의 다 먹었어 아. 다신 소고기 없어요 <laughs> 아니 소고기 좋아요 사랑의생소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다음 주는 더 사랑스러운 MC n d 가 되어서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사랑하라. 빠빠이.